우리 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? 음. 그죠? 아. <laughs> 어. Hello. What are you doing? 나 미숫가루 먹을 거야. 우리도 먹을래? 야, 청소 안 해? 야, 이거 먹는 거고. 오래 걸려. 안 오래 걸려. 야, 너 화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? 아니라! <laughs> 야! 음. 시끄러워. 왜 청래야? 응? 왜 청래? 왜 정리하냐고? 나 정리하고 뺀남 갈 거야. 왜 뺀남 갈 거야? 근데 이쁜 여자친구 있어. <laughs> all the black or gray. 이거 내 i t look so old. 음. 봐봐. 나 오. 음. 이거 피자, 이거 피자랑 그런 거. 오. 우리 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? 음. <laughs> 그죠? 어, <laughs> 드라마야. 맞아. 아, 진짜. 네? 킵 좋아졌어. 너 고트래쉬. 이거다. 50-50. 50-50. 어? <laughs> I don't know the trash or 킵. 트래시야. 야, 이거는 이거는 트래시. 맞아. 이거가 트래시. 뭐 뭐. keep a n 어, 이거, 이쪽 <laughs> 아. 근데 요즘엔 이거. 잠깐만. 어디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쁘다고? 아니 이거 <laughs> 블랙 그 애플 삼팔 먹기 진짜? 이거 이거 이거 뭐야? 아. 이거 많이 했네 이거 어 아니 누가 보내 이런 거 이거 이유 아 이거 진짜 이거 I just buy b 아 이거 진짜 할아버지 스타일 아니야? 할아버지 스타일이야? 어 진짜 Oh the color looks o bad 진짜 아 저거 백이 이거 진짜 한 번도 한 번도 차버리냐 어떻게 버렸지야 이거는 차 아니고 So old, so old, like a 10 year, right? 10 years ago. No. Seven. 라이터 있는 데 있어. 이거 많이 빨간데. 아 이거 이거 킵해 근데 이거 저 이거 p r o b l 왜? 여기 아 왜 그래? 라면 나니? 너니? <laughs> 아 바보 진짜 나 이거 또 좋아 안 좋아 뭐라고? 냄새 별로 안 좋아. 멋이고. 너 당연히 머리 해야지. 뭔데 이데 이거. 이거 에이세컨. 이것도 머리 해. 이거 내 페이보릿이. 야 페이보릿이야? 진짜? 어. k i n of. 그게 제일 예쁜데. But the color I think if I lost, I wear this one that I never lost. you the same. The whole. I got just 끝났어? 응. 이만큼 버린대. 만큼 버리. 야나 뭐 있냐? 나, <laughs> 나 겨울 되면 이제 바꿔야 돼. keep n n e 그 이만큼 냄새 별로 안 좋아 그럼 오늘 총매 비려 끝 아. 네. 너 에디팅 할수 있어?